인사가 뭐야? 재밌어? 차 있어. 음. 파인애플 맛도 맛있다. 파인애플이야? 응. baby. 벤처의 에이스 전필기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20초 남았습니다. 온거 같아요. 나갔다 올게요. 아, 혹시 블로그 아직도 하세요? 아니. 사람이 한명 같아요. 어서오세요. 출입인 좀 부탁드릴게요. 엄청 크다. 자기가 입맛 완전 일리 있다고 봐. 음. 너무 예쁘다. 어디? 음. 우인 카페인가? 나 저기도 본 것 같아. 어. 저기도 봤고. 정지영? 응, 정지영도 봤고. 저기 왜 유명해? 커피 자체가 유명해서 그런가? 모르겠네. 아, 야,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기서 진짜 여기 보면 예쁘겠다. 그니까, 와, 이거 대박인데? 知道吧？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온 건데 그 랭킹닷컴? 거기서 닭가슴살을 샀는데 이게 하나가 사은품으로 와서 먹어봤는데 탄산수인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. 그 밍밍한 탄산수 맛이 아니라 또 저희가 콜라를 되게 자주 먹잖아요. 콜라 대신 이거를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콜라 대신 요 제로 탄산수로 먹고 있습니다.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두유 먹고 가려고요. 같은데? 음... 여기다